다평천으로까지 정해져 이 이게 많이 달아서 네. 굉장히 얇아졌어요. 네네. 네. 그 얘도 지금 이게 이만큼 돼야 되는 아니 아니. 네. 아 이것도 다 이렇게 새 거고. 예, 예 이게 이제 턱이 없잖아 이거 그죠? 예, 예, 예. 그건 아까 턱이 두툼하게 툭파였는데 그러네. 음,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.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이것도 저 기다리시느라. 음.